Secondhand, I felt a bit forgotten. Not your plan, but now the days of silence outgrow the fun things we have done. But tell me, do you wanna carry on?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한 이거를 두 번 정도 끓였었거든요. 그때도 엄청 큰 냄비에 끓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겨울에 먹기, 가을 겨울에 먹기 진짜 딱 좋아요. 단호박 수프. 음. 맛있어요. 이게 베이글에 어니언 베이글이면 더 맛있는데 아, 저 그리고 드디어 헬스장도 찾아가지고 이제 헬스장 유목민이 아니게 됐어. 몇 군데를 돌아가지고 하루 입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다가 거의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적당하고 어, 시설도 좋은 데로 찾았어요. 음. 이게 따뜻해서 그런지 진짜 금방 배불러요. We've had this conversation and you seem to agree with me But when there's complications You withdraw and leave me to be When there's a problem you become like a wall And every time I trip it's a freeze. 여러분 제가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커피 테이블이 도착했더라고요. 이게 접이식인데 어, 평상시에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접어놓고 빈 공간을 좀 보관을 했다가 밥 먹을 때 한 번씩 꺼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분당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는 길에 조금 막혀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2시간 정도 걸렸나? 사실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나 뭐 요거트볼이라도 좀 먹어야지 했는데 낮에 꼬막 비빔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배가 너무 안 고파서 근데 뭘 먹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번 영상에는 센트론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산균, 칼슘제 이런 걸 잘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비타민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후로 잘 챙겨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끼는 무조건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 이건 원래부터 좀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운동을 웬만하면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센트론 같은 멀티비타민을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연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멀티비타민을 고를 때 아연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센트럼에서 이렇게 멀티비타민을 종류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몸이 나이대별로 그리고 성별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 요구량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제가 챙기고 있는 이 센트럼 4 우먼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인 여성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 함량이 더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혈액 생성에 필요로 하는 엽산, 철분이 이 남자분들을 위한 센트럼 4맨에 비해서 두 배가량 높은 걸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하루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섭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은 먹는데 두 번째 먹는 건 까먹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하루 한 번 일정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그냥 한 번만 챙기면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센트럼과 함께 첫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laughs>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을 아래 댓글로 자신의 성별과 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총 15분에게 센트럼 포맨 또는 센트럼 포 우먼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씻고 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저녁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말하다 보니까 8시가 <laughs> 넘었어요. 음. 음. 맛있다 근데 안에가 음. 이게 진짜 맛있다 그거 맛있어? 맛이 어때? 소스가 없어서 뭐였어? 음. 음, 맛있 어? 아. 음. 이거랑 찢어 넣어가지고 치마 마요네즈 넣고. 음. 지금은 응. 어, 약간 불닭볶음면 못 먹어. 크림을 넣거나 치즈를 넣거나 응. 음. 우유를 넣거나. 나 저번에 예전에 불닭볶음면도 먹었던 거야. 무슨 맛이야? 그냥 죽음의 맛. Eso es lo que 여러분 제가 자라에서 니트를 샀는데 그때 입을 때는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치마랑 같이 입었는데 근데 <laughs> 이게 잘못하면 팔을 확 올려버리면 은 여기 속옷이 <laughs>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입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이인 치마? 그런 거랑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퍼프 소매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센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나이대마다 성별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센트럼에서는 남성분들을 위한 센트럼 for men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센트럼 for women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위한 센트럼 실버 for men, 센트럼 실버 for women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센트럼 for kids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비타민을 챙길 땐 엄마가 먹는 비타민, 아빠가 먹는 비타민, 그리고 내가 먹는 비타민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센트럼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에 맞춘 영양 요구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 몸에 맞는 비타민을 찾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대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멀티비타민과 함께 따뜻한 겨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마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